안녕하세요 정짱이에요 오늘은 데일리로 활용하기 정말 너무 좋은 코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턱에 정말 큰 아픈 여드름이 나가지고 이것부터 진정을 해주고 화장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부 진정으로 이 VT랑 하늘하늘 p t c 에서 콜라보된 VT PTC 촉촉 패드 이용해서 피부 먼저 진정해줄게요 이렇게 안에 집게가 들어있거든요. 저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장 써줄 거예요. 엄청 귀여운 복숭아 모양이에요. 정말 촉촉하고 여기 수분 에센스가 정말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아침에 붙이고 있어도 좋고 피부 진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턱에도 하나만 더 붙여줄게요. 이렇게 닥터로 써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붙이고 진정팩으로 사용해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붙이고 한 3분? 3분 정도만 있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붙여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떼서 한번 피부결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생긴 것만 복숭아 모양이 아니라 진짜 복숭아 향이 나거든요. 제가 또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강추. 어느 정도 흡수를 좀 시켜준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들어갈게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베네피트 프라이머 이용해서 모공을 가려줄 거예요. 정말 조금만 짜도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 전한이정도이정도 짜가지고 커버를 해줍니다. 짜준 거 저는 모공 쪽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 특히 이 볼 쪽 모공이 진짜 심하거든요.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굴려서 모공을 메꿔주면 됩니다. 기존의 베네피트 프라이머보다 저는 이 펄 프라이머? 이게 더 촉촉한 것 같고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모공 커버를 해주면 이쪽이 엄청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이렇게 모공 커버까지 먼저 해줍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간단하게 쿠션 이용해줄 건데요. 맥킨유 쿠션 이용해서 커버해주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 퍼프예요. 이쪽으로 바르면 전체적으로 발라주기 좋고 이쪽은 좀 더 부드러운 벨벳 퍼프예요. 이 부분으로는 잡티 같은 걸 커버해줄 때 한 번 더 발라주거나 전체적으로 바르기 전에 이 부분으로 먼저 컨실러 대신 잡티를 가려주면 커버력이 괜찮은 제품이에요. 전 전체적으로 먼저 한 번 커버를 해줄게요. 쿠션을 이 정도 묻혀준 다음에 볼에 찍어서 두드려서 발라줍니다. 밀착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랍니다. 이렇게 다 쿠션을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요 벨벳모로 한 번 더 묻혀서 커버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런 볼쪽에 잡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좀 더 꼼꼼하게 커버를 하실 수 있고 이 벨벳 퍼프로 바르면은 정말 얇게 착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베이스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납작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서 빗어주면 됩니다. 빗어준 다음에 요심 이용해가지고 눈썹 테를 먼저 잡아줄게요. 이니스프리 제품이 이게 진짜 싸거든요. 싸고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 사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또 눈썹이 원래 엄청 짙은 편이에요. 숱은 별로 없는데 워낙 눈썹이 짙어서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가지고 뭉친 부분이나 좀 두껍게 그려진 것 같은 부분들을 한 번씩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코 쪽 쉐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비바이 바닐라 쉐딩 이용해줄게요. 코 쪽 쉐딩은 이 블렌딩 브러쉬 사용해서 이 컬러만 이용해줄 거예요. 너무 어두운 컬러는 사용하기 좀 힘들고 여기 눈썹 뼈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눈뼈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느껴져요. 그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콧대 쉐딩까지 완료됐고요. 남은 양으로는 한번 이 콧망울을 스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콧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베이스 섀도우부터 깔아줄 건데 먼저 아리따움 모노와이즈 코지 터치 제품 이용해줄 거예요. 이 컬러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컬러감이 정말 예쁜 핑크 코랄빛 제품이거든요. 펄감이 없고 매트한 이런 컬러감인데 코랄 메이크업 할 때 베이스로 깔아주기 정말 너무 좋은 컬러거든요.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줄게요. 가루를 잘 털어주고 눈두덩이 전체에 좀 넓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 발라준 다음에 남은 양으로는 이렇게 밑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섀도우로만 봤을 때는 발색이 엄청 진한 핑크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눈에 바르면 정말 예쁘거든요. 저 코랄 메이크업 하면은 이 색깔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컬러예요. 이 메이크업은 정말 초간단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리따운 모노와이즈 소셜라이트 이용해주겠습니다. 펄감이 있는 코랄빛 섀도우예요. 이 컬러도 워낙 유명한 컬러 중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은은한 펄감이 정말 예쁜 쉬머한 제품이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손가락에 묻혀준 다음에 눈두덩이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런 펄감은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발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섀도우는 거의 다 온 거예요. 모노아이즈 틴트 스틱 메탈 로즈 컬러 이용해서 살짝 브라운 컬러로 눈이 좀 깊어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팁으로 된 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틴트 스틱을. 음, 잘안 보이는 것 같네. 근데 이게 이렇게 묻혀야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감흥이 잘 또 안 오고 이런 컬러예요. 근데 이 틴트 스틱 자체가 이 팁이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기 정말 편하고 뭉치거나 가루날림도 적어서 꽤나 많이 샀던 제품이거든요. 이 컬러는 이 눈 쪽 끝부터 삼각존까지만 이렇게 약간 세모 모양으로 그려줄 거예요, 뒷부분만. 블렌딩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틴트 스틱 팁으로 쓱쓱 발라주면 돼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살짝 음영을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는 완료입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저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먼저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뷰러 먼저 사용해주겠습니다. 뷰러는 스틸라에서 제품 구매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뷰러예요. 근데 엄청 컬링이 잘 돼가지고 완전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 스냅을 좀 이용해서 높이 올려주세요. 제 속눈썹 힘이 엄청 없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바짝 잘 올려줘야 좀 마스카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숱도 워낙 없는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막부터 채워줄게요. 점막은 제가 늘 이용하는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제 펜슬 라이너 블랙 컬러 이용해줄게요. 심이 진짜 작죠? 점막 채우기에는 정말 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럽게 잘 그려지거든요. 블랙 컬러로는 점막만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점막만 채워줘도 확실히 눈이 엄청 또렷해 보이죠? 게다가 블랙 컬러여가지고 더 그런 효과가 있긴 해요. 그 다음은 컬러그램 킹아이 젤 펜슬 라이너 초코브라운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얘도 번짐이 진짜 없고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컬러가 정말 이름 그대로 초코 브라운 컬러거든요. 펄감 없고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여가지고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기 딱 좋은 브라운 펜슬이에요. 눈꼬리는 너무 길지 않게 살짝만 빼줄게요. 눈꼬리는 이 정도만 빼주겠습니다. 전 아이라인을 뒤쪽부터 그리기 때문에 뒤쪽부터 앞쪽으로 이어주세요. 꼬리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꼬리를 따라서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앞쪽으로 이어주시면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라인이 점점 얇아지게 속눈썹만 채운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라인은 끝입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부터 마스카라는 키스미 마스카라 이용해줄게요. 브라운 컬러고요. 이렇게 볼륨을 이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전 데일리 메이크업 할 거니까 요 중간 단계 볼륨으로 이용해줄게요. 볼륨 단계에 따라 이 소리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묻어지는 양이. 속눈썹 뿌리부터 지그재그로 발라줍니다. 이게 브라운 컬러인데 엄청 은은한 브라운이 아니고 좀 딥한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블랙 컬러 좀 너무 진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이쪽 눈도 같이 해볼게요, 마저. 이렇게 양쪽 아이 메이크업이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사람 된 것 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코랄빛이에요. 이제 블러셔를 이용을 해주겠습니다. 블러셔는 릴리바이 레드 셀피빔 이용해줄 거예요. 정말 셀카 찍으면 잘 나오는 컬러예요. 은은한 코랄빛 블러셔랍니다. 좀 저는 눈이랑 좀 가깝게 바를 거여가지고 이쪽에 먼저 이렇게 찍어서 컬러감을 좀 입혀주세요. 양쪽에. 컬러감을 좀 입혀준 다음에 브러쉬 남은 양으로 쓸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컬러가 정말 예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해줄 건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터 해줄 건데 스틸라 헤븐스 휴 하이라이터 이용해줄 거고요. 컬러는 매그니피센스 이용하겠습니다. 요렇게 약간 로즈골드? 은은한 인디핑크 색깔이고요. 틸라 헤븐스유 하이라이터는 워낙 유명하고 이렇게 점토 같은 재질이에요. 재질? 제형이에요. 펄감은 굉장히 은은하고 일단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도 들뜨거나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가루를 쓰면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광이 나는 피부로 연출해 주실 수 있고요. 풍성한 브러쉬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저는 쓸듯이 묻혀준 다음에 이용을 합니다. 먼저 이쪽 볼 부분에 한번 쓸어주시고요. 콧대도 한번 쓸어주시고 남은 양은 턱 이렇게 해주면은 하이라이터까지 완료!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은 아이미미 틱톡 립스틱 코랄 티티 컬러 이용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한번 나오면 안 들어가서 쓸 양만큼만 눌러주고 제 입술에 오늘 컬러그램 바르고 운동을 갔다 와가지고 착색이 좀 남아있긴 한데 일단 발라줍니다. 이렇게 립까지 코랄로 장전! 정말 쉽고 간단하죠. 별것도 없고 사실 많이 쓰는 제품들도 없어가지고 정말 간단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정말 강추드리는 화장법이기도 해요.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같이 부탁드려요.